귀여워. <laughs> 테디이기 때문에 어렸네. 응. 귀엽고 테디 테디 목소리 같아. 약간 테디 목소리가. 사랑해 언니는 테디 옆에 지켜줄게. 언니가 그렇게 좋아? 슬퍼진데 빙빙 돌아주면 어. 안 깨물으려고? 아구아 아구아 아구아 아구아